오! 호호 스타트부터. 이야, 오늘 거진한데. 음. 헐. 헐. 마이크지. 스타트 좋다. 오! 와! 싫어. 아이고. 어? 페이나 끝나가니까 뭐 깜빡하잖아.